다들 들어와 봐봐 우리가 보여줄 사람이 있어 아 보여줄 사람? 보여줄 보여줄 아이가 있다고 일단 문 낙입니다 여, 여 뒤에 적혀져 있듯이 오늘 보이나요? 오늘의 초대 손님 일단 들어와봐라고 한 이유 <laughs> 오늘 모자 뭐 썼어 약간 농구 친구를 아 귀여워 어, 어, 백, 오 앵무새처럼 벗으려 그래. 방손 잘 써. 영나 음. 방송을 안 써. 앵무새니 우리 근당이도 진짜 언니 열무 열무 보여주고 싶어서 깜짝 브이 앱 켰어. 귀엽죠? 어 미안해 내가 이거 풀렀어. 내가 하려고. 그거 다시 낄 수 있어? 해볼게. 잘 어울리는데? 귀여워. 설언니한테 배워. 일단 여러분 열무는 그냥 초대 손님이고 우리 둘이랑 얘기하자고 켰어요. 팔려 킨 거예요. 열무 얼굴 너무 큰 거 같아. 열무 열무 잘 짓네요. 열무가 딱 짖을 때는 처음 이제 사람 봤을 때 자기 안 만져주거나 안 안아주면 짖어요. 이러면서 음. 이렇해왜 자기 안 이뻐하냐? 어, 주인이랑 똑같네 아니요, 주인이랑 똑같아요. 예고하진 않아요. 여름이도 짖어요? 아전잘안 진짜요 아, 깜짝이야 김덕이보다 얌전하죠 당연히 전 여러분 진짜 제가 아니에요 맞아 지금 또 다른 강아지 친구가 들어온다고 해요 그 강아지 친구들 중에 굉장히 텐션 높은 친구 있잖아요 아 네, 친구가 이제 온다고 해요 열무김치 우리 열무김치 잘 있으니? 어, 코리안 드는 거봐 열무김치 열무김치 오마 열무김치 오마 열무김치 오야 열무김치 오마 오마 오마 열무김치 너무 귀엽지? 야 열무는 꿈이 뭐야? 엉덩이 커서 뭐 되고 싶대? 그런 것도 있어? 같이 하자 오! 그 왜냐면 일단 들어와 봐거든. 너도 일단 들어온 거야. 아 그래? 어. 그래서 나가지 마. 열무? 나야? 열무? 아, 좀 똑같긴 하다 이거. 똑아 여기에 연정이만 있으면 옛날 아, 포 옛날 옛날 그 뭐지? 우리 이름 뭐였지? 와 미안해. 부엉이즈. 미안해 나나 도 모르지. 나두 개야. 와이 사람들 진짜. 우리 아, 나 프랑스. 프랑스. 리틀 포레스는 밸런스 연자가 지금이라도 올래? 열무가 여기서 제일 조용해 그죠? 열무는 다양한 조금 일로 들어와 너 지금 근데 잘렸어 잘려 잘려 아니 의자가 이래 어, 내가 너 무릎에 앉을까? 아니 <laughs> No! God! Please! No! No! 열무 뻥튀기야 엄청 커졌어 열무 진짜 뻥튀기 한 것처럼 안돼 안돼 올라오면 안돼 여기 여기 여기 민호기 언니죠 열무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열무의 표정 그래서 음. <laughs> 열무랑 자연이랑 머리 색깔이 똑같대 <laughs> 너왜 기분 나빠냐? 열무 머리 색깔이 왜? 야 열무 소리 베이지로 연락해봤나? <laughs> 야 근데 야, 얼굴 왜 이렇게 작아? 열무랑 얼굴 크기가 똑같아질 것 같아 열무가 크? 아 열무 열무 제일 좋아하는 간식 치즈 뭐 치즈야 아, 얘 소고기 먹으면서 열무는요 저도 못 먹는 소고기를 자주 먹어요. 우리 맞아. 숙 있을 때 저하고 다영이하고 이제 여름이하고 같이 저녁 시간이어서 밥을 먹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열, 열무가 잠깐 왔었잖아요. 근데 이제 여름이가 잠깐 쓰레기 버리러 나가겠다고 나갔는데 그 사이에 이제 소고기를 주면 저희한테 있을 거래요. 근데 이제 여름이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니까 이제 낑낑거리고 어, 그걸 이제 방제기에서 자 소고기 근데 그게 호주산이었거든요. 맞아. 냄새 얘가 해서 야너 집에서 무슨 소고기 먹여?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우 <laughs> 우리는 저기 물 건너온 거 먹고 다영이 <laughs> 아, 지금 신났어 오랜만에 강아지라는 게 도전하니까 신났어 먹고 어, 아! 싶어 다영아 오늘의 TMI 점심을 못 먹었다 <gasps> 저녁 어떡하지? 여러분 너 TMI 뭐? 어 TMI가 왜 나를 저녁 어떡 나랑 같이 먹어야나 오늘 약속 있어. 저녁 전에 집에 가야지 빨리. 나 오늘 약속 있어. 버스로. 좀 올려주세요. 올려 가져갈 거지. 젊을 <laughs> 때그 거기 틱톡 올라와요 틱톡에. 이것도 가져가겠네. 여러분. 어, 지금 되게. 어떻게 우리 범이랑 결혼시킬까? 연하네. 연하남이야. 근데 연하남인데 범이 잠깐만요. 뭐? 어? 범인 아 수술했어. 그럼 결혼 아, 못하지. 아 여자 수술 안 해야 돼요. 아니 우리 아가 수술했어. 밑에 아유. 수술했는데 마음만은 송현이야. 열무 어때? 열무 어때? 오늘 아침에 다영이랑 분명 동시간대 일어났는데 한 번도 마주치질 않았어. 집에 없더라. 무슨 아침에 일어났는데 집에서 R&B가 나오는 거야. R&B라니 오늘 알고 있지만 OST 모음 들었어. <laughs> 그래서 내가 한소희 선배님인 것처럼 약간 미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로션 바르면서. 진짜 죄송해요. 제가 알고 있줄 안 봤어요. 못본걸 알죠. 지금 그만하면 지금 여기서 큰일 나요. 불리해정. 아, 쪼꼬미 하려고 온건 아닌데. 아, 나 쪼꼬미 해도 돼? 내가 하면 흥채뽕이야. <laughs> 나는 솔직히 제일 웃겼던 거. 언니랑 다운 언니랑 같이 했는데. 어, 흥채뽕이야. 근데 너무 길어. 흥채뽕이야. 근데 그 중에도 나랑 언니랑 근데 우리 둘은 아, 좀 섞을까? 그러니까 멤버 바꿀까 생각했어. <laughs> 이건 내가 그렸어. 어 뒤에 그림 다 여름이 내가 여름이 그려볼까 오늘? 근데 여름아 너 진짜 작아. 어때요 연정? 연정하죠 여러분. 야, 안녕히 계세요. 야 그럼 나도 그려봐. 뭐 그려줘? 알았어. 맞아 아니야. 솔직히 맞아 아니야. 어, 어, 고마워. 맞지? 어 고마워. 근데 진짜 잘 그렸다. 아니 여름아 내 그림 마음에 들어? 디테일 장인이래. 그림 저거 해서 선물로 줄까? 응. 네. 또잘 그렸다. 우리 여름이는 쪼꼬미 중에서 제일 작아. 오늘 머리. 얼굴이. 얼굴이. 우리 언니는 더블랙에서 제일 길어. 어. 다 알다. 그래서 끝나 저녁 못 뭐 먹어. 미안한데 6시 이후로는 3명 금지야. 지금 먹으면 근데 할 일이 있어. 언니. 1시 5분쯤에 택시가 없거든. 택시랑 약속이 있어. 아, 6시 5분 아니야. 나 아! 진짜 어제 서운했다. 막 같이 밥 먹자 그랬으면 같이, 같이 밥 안 먹었어. 왜? 진짜 미안한데 이거는 내가 <laughs> 너무 죄송합니다. 감사합니다 <laughs> 제가 제가 주민유죄 다 아, 그래도 어제 계속 다영이 없는 방에 제가 계속 있었어요. 아니 내 방에서 조용내 방에서 계속 포로로 운동하고 허벅지 운동. 야랑 언니 나랑 사귈래? 응. 니? 어 귀여워. 너가 더일내방 내가? 응. 내얘기잖 다시 넌 넌. 어제만. 아, 어 아직. 옛날에 여름이 루다 언니랑 같이 치는 뭐, 뭐, 아니, 가야 되는 건 아닌데요 여러분 이제 한 4분 뒤면 이제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가야 되는 거지 얘는 무슨 생각할까? 얘는 왜 저래? 역시 내 주인이 최고네 이러고 있을 거야 완자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다현이가 지금 기획하고 하나 기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. 어떻게 서든 단체 브이앱을 아, 맞아. 다현이가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냥 조금만 기다려. 안녕. 열무도 열무도 인사해요. 마지막 인사하자. 어. 안녕. 언니들 안녕. 오빠들 안녕. 여러분 열무를 보여드릴게요. 열무 하나 둘 셋. 음, 너무 귀여워. 언니들 안녕하세요. 귀여워, 귀여워. 웃을 때 귀여워. 양. 열무는 귀여워. 오, 귀여 아니, 뽀삐 빠져. 어, 미안해, 미안 뽀뽀뽀뽀. 싫은가? 표정만.